What the fuck is this? Jessica! 뭐야 nice. 운전 반성 왼 살짝 오른쪽 꺾었다가 왼쪽 꺾었다가 오른쪽 꺾어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야야야야 운전 지렸다 야 운전 지렸다 운전 지렸다 나온다 나온다 어. <laughs> 어. <laughs> 어. 아 뭐야 뭐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, 아 더블 찍어볼까? 더블 찍었다 더블, 더블 지금 갑니다 어, 가자! 가자! 아 이거를? 와 아쉽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nice nice 제발 아유 아니 이런 이게 말이 돼 뭐야 이게 진짜야 <laughs> 가자 마루스 어딨어 안보여 제발 뭐해 뭐해 우와 맞았어 세계에서 제일 큰 소리를 하신다 나이스 뭐하나요 life. 나이스! 아야 어 일로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너 앉아봐 너 앉아봐 니 네 잡을거야 나이스 l i g h 저 맞아 맞아 맞아 알랄라 알랄라 알랄라 나왔겠죠? l i g h 굴렁굴렁 유턴이라네 아 냠냠 아 냠냠 어저 냠냠 찹찹이 <laughs> 어! 야 이거는 죽여버리네 말라 했지 <laughs> 야! 죽을 줄 알았는데 씨. 가자! 나이스! 이거 나이스! 잡았다! 갑니다 들어가 야리 나이스죠 나이스 이야 좋았다 먹으면 체력 회복 이거 잡아요 잡아주마 나이스 나이스 내가 네, 간다 쏘레 <laughs> Ice. It's Contract Productions. Hey.